과연 입 안에서 미라클이 터질지 어때요? 좀 달라 보이죠? 엄마 못하겠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비 작가 저비 PD입니다 또 핫한 메뉴를 준비해왔죠? 아, 롯데리아 버거를 먹을 건데 아 식상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비건들을 위한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햄버거를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짜잔 이게 롯데리아 스위트 어썸 스위트 어스 어썸 버거이고요. <laughs> 거의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게 지어졌냐 했는데 피디님께서 그이유를 아시더라고요. <laughs> Sweet Earth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네슬레라는 거기랑 합작해서 만든 버거여서 Sweet Earth Awesome 버거입니다. 근데 롯데리아에서 식물성 버거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Miracle 버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보완해서 요게 나왔다고. 네. 얘보다는 얘가 더 맛있지 않을까? 한번 그러면 열어볼까요? 네. 음. 어머, 신기하게 생겼다 패티가. 이런 느낌이고요. 색깔이 진짜 빨갛네요. 네, Miracle 버거도 저희 보나요? 우와, 이게 뭐야? 이거는 약간 건조의 느낌 그죠? 색깔도 그렇고 이 아래에 있는 패티는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아마 아래가 고기 패티라고 만든 거고 위에가 감자 패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이, 이 둘의 차이를 살짝 말씀드리면 콩이랑 밀로 된 패티고 콩에다가 이거는 색깔을 더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속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속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걸로도 한번 음. 드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양고추가 떨어져가지고 <laughs> 네. 이거 변명입니다! 겉은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안에는 진짜 고기 패티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육즙처럼 약간 뭔가 있어 그죠? 음 느낌. 맞아요 여러분 Miracle 버거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때요? 좀 달라 보이죠? 엄마 못하겠어 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달큰한 느낌이 있어요 음. 먹으면서 향이 올라오잖아요 그 콩고소한 느낌이 또 올라오고 씹었을 때 고기 알갱이 같은 거 요만한 알갱이들이 약간 입에서 도는 느낌? 근데 식감이 좀 달라요 이게 소스가 불고기 버거 소스인 것 같아요 똑같은 소스 아닌가 그래서 불고기 버거랑 되게 비슷해요 맛이 그래서 제가 불고기 버거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오. 자, 음, 불고기 버거입니다 두께가 다르면 패티가 음, 그리고 약간 색도 다르긴 하다 어, 색도 다르네요 이거 이거 예. 먹어볼게요 향부터 다르긴 하다 다르세요? 달라 완전 다른 버거예요 어. 저 썬버거를 먹고 난 다음에 먹어보니까 향이 더 센 것 같아요 패티는 살짝 더 얇아요 얇은데 음 맛있어 <laughs> 죄송해요 이게 더 맛있네 아 근데 앞에 먹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비교가 된 것 같긴 한, 한데 전 맛이 똑같을 줄 알고 먹었는데 달라서 조금 경험하기는 했는데 음. 저는 앞에 버거가 네 저한테는 더 맛있다기보다는 완전 다른 버거라서 음. 어썸 음. 버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맛은 진짜 맛있었어요 Miracle 버거도 한번 먹어보면 안 될까요? 저 궁금해가지고 Miracle 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입 안에서 miracle이 터질지 <laughs> 드립 받아주기로 했잖아요 어 이건 되게 두께가 두껍네요 그렇기도 하고 좀 되게 복합적이죠 네, 향이 그럼 뭐, 제가 패티만 한입 먹어볼게요 어스 어스 버거에 비해서 약간 건조한 느낌? 저는 밀향이 생각보다 되게 심하게 나네요 저는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꿉꿉한 냄새 있는데 이 꿉꿉한 냄새가 별로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음. 좀 들어요 지금 먹은 게 Sweet Earth Awesome 버거, Miracle 버거, 네. 다음에 불고기 버거. 쩌비의 김정 넘버원은? 아 김정 넘버원. 불고기 버거 택하겠습니다. <laughs> 김정 몇 개예요? 김정 세 장. 오, 세 장. 그 다음에 스위트 어스 어썸 버거에게 김 두장 드리겠습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기대하는 그 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0% 충족은 못 시켜주는 것 같고 그 고기를 먹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맛을 좀 기대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김희의 김정! 김희의 김정은? 김세장 반들입니다 다이어트의 압박에 좀 시달리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냥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칼로리도 조금 좀 줄지 않았을까 칼로리 칼로리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조금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음, 부분 맞아요.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건강을 좀 해치기 싫을 때 먹기 좀 좋은 버거인 것 음. 같아요 다음에 또 맛있는 걸로 올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 <laughs> 아 먹고 싶은 거 대신 먹어줬으면 좋겠는 거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사서 먹어드립니다 빠잉 마지막으로 롯데리아한테 한마디 롯데리한테롯데리한테 <laughs> 아, 정말 올해 다사다난했던 롯데리 <laughs>